어떻게 할 거야? 밑으로 매달려서 지나가자 아니 그게 아니라 원조가 너 좋다고 고백했다며 사귈 거야? 뭐야 그니까? 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지금 그게 중요 어. 아니야 정선아 아저 뭐하냐 병신아 진짜 야 수혁아 야 맨수 괜찮아? 홍산이는? 수혁아 홍산이 교무실에서 그 헤어졌는데 나 혼자 가서 괜찮을 거야 동산이 어디 있을까? 동산이 엄청 빠르잖아. 네잘 숨어 있을 거야.